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 너무 웃긴데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몰라 나 안 내려줘 이제 셋이 안 내려준다 안녕 셋이 안녕 안녕 네! <laughs> 어짜 어우 씨 아유 이놈아 아 이놈의 새끼야 아 몰라 씨나 나 몰라 나 라면 먹을 거야 거기 있어 씨 거기 얌전히 있어 그래 아 그래 차라리 거기 있어라 응 거기 있어라 자식 너 그거 몇 번 쪘다고 핵핵되는 거야? <laughs> 어? 너, 너 아주 운동, 이걸로 운동 겁나 시켜야겠다, 너. 자식. Oh.